Ha ha ha. 존나 웃기네 오늘은 체리를 먹겠어요 띠에 저 체리 쳐요한 음. 맛있어요? 네, 이집 잘하나 보네 아, 이집 잘하네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와! 왜?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나는 얘가 맛있어 어떠요 어때요?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여 여기 살려고요 네. 어. 어때요? 왜 여기랑 여기랑 반응이 완전 어 아, 언제 거기 갔어? 말씀드렸어. 어, 야, 저거 졸리비 아니야? 김민지님 김민지님 김민지님. 와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모드투어 담당자님이 주셨고 이거 치킨하고 맥주 그리고 노니비노까지 가이드님이 주셨어요 진짜 모드투어 사랑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음, 저는 혼자 방 쓰는데 진짜 넓고 좋아요. 화장실? 아, 화장실도 되게 좋다. 오! 샤워부스도 있고 보통 중고에다가도 되게 좋다고 해요. 샤워 가운도 있어 Hey, Bill. 진짜 좋죠? 전 역시 날씨 요정입니다. 갔다 올게요. 어 이미 둘이나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두 개로 달아서 그래 1분에 뭐 한만 원 정도 어만원 한 거지 콩다베이에요 이거 누가 맛을 비유해줬는데 나는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은 앞에서 방귀 기는그 맛이래 어때 어때 어때?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 라이언, 라이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 라이언 부끄러워! 자, 라이언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잖아! 아빠 알겠지? 아빠 알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보라카이 세븐 하나 둘셋 세븐 아, 아. 이- 이따 확인해. 우와 너무 예쁘다 되게 좀 요정의 숲 이런 느낌 아니니? yummy. <laughs> 범주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한요 어,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I'm in overdrive. Okay. Go. 비한 방울 안 맞고 너무 재밌게 놀고 가요. 마지막 날까지 날씨가 너무나 좋네요. <laughs> 영규가 커피를 산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돈 얼마나 쓰셨나요? <laughs> 1330 1330? 와 진짜 플렉스 한다 너 플렉스 오렌지 <laughs> 귀여워 나이